많이 나셨네 지금. 아니거든요. 네. 아니. 아아 혹시 혹시 건호 씨가 생각하는 네.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뭡니까? 어, 근데 약간. 이분들이 말이죠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, 그 당시에 개그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. 그러니까 뭐 좋게 표현해서는 좀 시대를 해외에 계신 자기님들 좀 보세요. 아. 상식이나 인지 상정의 범위를 넘으면 반동 상정이고요. 반동 형

비춰지는 것은 만들었어 뭐야 이거 이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도 물론 배정하는 캐릭터였지만 게임 팬이라는 그 그래. 아... 미수가 알어요 제가 아니 상상이 안 가는